조금 기술해. 뭐해, 까미? 야! 누나,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은 두 번째, 두 번째 크리스마스야, 누나. 너네 이거 봤지, 저번에? 같은 크리스마스 뭐야? <laughs> 주만이만 관심 가져서 왔어? 다른 애들 없어 왜? 세민이야 세민! 세민! 세민 왔다! 세민의 뭐 등장이 부탁드리네요 좋아하고 있다 세민이야 나중에 똥 싸는 뒤. 야 냄새. 우와. <laughs> 오 귀엽다. 귀여워. 귀여워. 이거 봐봐. 누나? 귀여워. 누나. 감상이네 누나. 누나 간식 먹죠? <laughs> 혹시 난장판. 귀여운 거를 위에. 심심. 어떡해. 뭐 여기 이렇게 자는 거라 되기야. 공론하는 게 아니야. 어? 혜진아, 그게 아니라니까? 무너뜨렸어! <laughs> 야! <laughs> 야, 데뷔 도망가 나가! 조명을 달아봅시다 룰라가 좋아 어, 뜨거 볼까봐 난장판